you 전투형은 소형의 차례입니다. 여기는 494m 거리의 파파이볼입니다. 뒤에서 보는 바람이라 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어디 마지막 꽃이나 다산 치야지. 나이스 오지민이 수행할 차례입니다.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 전에 샷하세요. Ready. Tell people that the number drug Nope. Fairway. ready 나이스 뭐 꽂으세요. Ready. 뭐예요, 약 장수진님 커팅할 차례입니다. Ready. 오른쪽으로 두컵 받습니다. 글씨 오진이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r e 홀컵 우측으로 한 컵 반 받습니다. Ready. 439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necesidad 오비. 내말 네, 시키지 말랬지? 오징어 네. 오징어 커플링할 차례입니다. 긴장 풀고 Ready. 준비되면 차 타세요. 나무를 못 넘길까봐 그러지. because you can 수행할 차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탓하세요. Ready. 한번 바로 보실게요. Ready. 10m 가요. 10m. 아이고. Concede. Double bogey. 홀컵 좌측 끝부 봤어요. 그리고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Ready.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위해 준비되면 시하세요 Muito, 오진님 파트할 차례입니다. 홀컵 오른쪽 끝 봤습니다. 오른쪽 보세요. 네. 선수진님 커팅의 차례입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한컵 커을 받습니다. Ready. 列にしますよ。しまよ。 사용하시고 네, 네, 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hideaway ready 똑바로 보고 치시면 네. 됩니다. 버팅 좋아진네 좋아졌어. 어? 보기. 이번 돌은 361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차 타세요.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오디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아이차 오준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아, 제발. Ready. 어 보기 아, 아 지겨워. 장수팀님 수인아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꺾으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바람이 원조 분단 말이야. 아, 네. 딱 보고 치면 맛있다. 오. 페어웨이.

컵 좌측으로 플랫보다 더 맞습니다. 오르막 보고 치세요. 너무 대충 친거 아가 오진이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오른쪽으로 플랫보다 더 맞습니다. concede, triple bogey. 사진님 커팅할 차례입니다. Birdie chance. 홀컵 오른쪽으로 보다더 받습니다. 내리막 보세요. 뭐야, 카라 씨. 전수진님 커팅할 차례입니다. Ready. 홀컵 우측으로 한 컵 받습니다. 있 생각보다 우른중에 떨어질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Ready. 오, 오. 오준이님 수행역 차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위해 준비되면 착 타세요. Ready. 왼쪽으로 팬클럽보다 더 갔습니다. 레이너 강한 보세요. 18.5 19m 쓰다 오준이는 퍼팅할 차례입니다. Ready. 음, 좌측으로 두컵 봤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파티할 차례입니다. 홀컵 좌측으로 공 하나 정도 갔어요. 아이고. 공시 더블 보기. 장수진님 파팅할 차례입니다.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오르막 보세요. 진짜 씨. 장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오른쪽으로 하전 358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준비되시 오기 지역입니다. 연습생 고비 지역입니다. 아이고야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위해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오드민스 커티의 차례입니다. 음, 음, 저는 똑바로 갔습니다. 우측으로 한껏 Ready. Concede, triple bogey. 되면 채트세요. 나란히 세요 좋습니다. 오지훈 스윙할 차례입니다. 연습 스윙을 마치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fairway. 그림 수행할 차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찾으세요. turn Ready. 오른쪽으로 5컵 받습니다. Ready. Concede double bogey. 저는 오른 쪽으로 한 컵 반 갑니다.